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공강연아입니다 자 오늘 이 미용실에서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 미용사들이 쓰는 가위가 어떤 가위인지 혹시 아세요? 그리고 이 가위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? 저랑 오랫동안 연을 맺고서 거의 저희 한 그래도 6년 됐나요? 7년? 예, 7년 정도. 네, 예, 7년 정도 연을 맺고서 어,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제 가위를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만져주신 제 소중한 인연분이세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모시게 됐고 간단하게만 뭐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소개하겠습니다. 네네. 저는 미용가위 시저스랩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. 자 미용 가위가 일단 제가 한번 쥐어볼 수 있을까요? 아 그럼 어떤 거 한번 쥐어보면 될까요? 어 일단 요즘에 제일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 요 메인 블런드 중에 이제 black 색상이거든요 아 되게 고급스럽네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 미용 가위가 예.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방용 가위나 예. 네. 사무용 가위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음...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네. 날의 각도예요 모발이 아무래도 큐티클 층도 있고 둥글다 그다 보니까 조금 더 예리하게 이렇게 잘려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횟집의 사시미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게 미용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미용가위에 이 반을 나눌 수 있잖아요 예, 그렇죠. 분해를 해가지고 예. 떨어뜨리면 과일도 잘리고 맞아요. 사과도 잘려요. 그 정도로 예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미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일반인들은 좀 놀라실 거예요. 네. 자 여러분들 이 미용 가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손인데 미용사들이 이 가위를 남이 만졌을 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. 아무래도 가격에 있지 않나 그리고 한번 떨어뜨렸을 때 <laughs> 벌써 웃음이 나오시죠? 가위가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안 깨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수명이 어떻게 단축되죠. 하... 아, 보통 떨어뜨리지 않고 예. 평균적으로 머리를 하루에 한 7명에서 10명 자른다고 했을 때 30년에서 예. 5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실인가요? 어, 물론 쓰시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제가 생각하기거나 아니면 이제 미용가입 본사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잘랐을 때 3년 정도 쓰시면 날의 마모가 조금씩 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? 예, 물론 뭐 재질마다 조금씩 차이는 아, 있으실 거고요 네. 예.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조금씩 마모가 되고 예, 예. 마모가 됐을 때는 이제 머리가 조금씩 안 잘리기 시작하고 뜯기기 시작한다는 건가요? 그렇죠 뭐 모발이 이제 밀리시기도 하실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뜯기기도 하고 모발이 뒤집혀서 안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네. 저희들이 다 보건 수리도 다 해드려요 이제 이 가위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예, 그러면 라인별로 지금 한번 설명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용인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가위가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네. 블런트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main blunt부터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잡아서 보시는 게 커트가위 blunt main blunt입니다. 각져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건 디자인인 거죠? 예 디자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위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?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한 자루에 네. 100만 원씩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<laughs> 예.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라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예. 네 그럼 두 번째로 어, 수치는 가위를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종류가 아마 한 두 가지 지금 두 가지인가요? 요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티닝 가위 라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바닥날 과 위쪽에 보시면 빗살날이 있습니다 요걸로 오발을 잡아서 빼시는 게 질감이라든지 모량을 감소시키는 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? 앞에 어. 있는 게 좀 뭔가 두꺼워 보이는데 네, 요 앞쪽에 보시면 좀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일반 티닝보다는 발이 넓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요술가위라고 해가지고요 모량을 한 번에 많이 뺀다든지 커트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요술 티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가장 지금 안쪽에 있는 가위는 뭔가요? 어 요거는 요번에 새롭게 나온 요 요술가위와 거의 비슷한 티닝 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빗살날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날을 보시면 위에 빗살날처럼 홈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발을 자르고 난 후에 가위를 빼실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빠지는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가위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위 하나와 가장 비싼 가위를 한번 그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? 일단은 그린마우스라는 모델 중에 이 모델이 가장 제일 저렴하신 모델이세요 네 지금 이 가위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소리 한번 들려볼게요 어 근데 굉장히 벌써 부드러운데요 이것도 예 개폐감이 굉장히 부드러우실 거예요 방금 보여주신 라인에서 고가의 라인이 있다면 이 중 모델 중에 제일 고가 모델은 바로 요 모델이세요 이야 이건 뭔가요? 이거는 무기 같은데요? 와 이거 멋있다 진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가위가 많이 각져 있고 그리고 디자인은 좀 독특한데 근데 제가 만졌을 때 첫 번째로 이 아래쪽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커트할 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제가 조금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 거 뭔가 검 같아요 어우 개폐 동작도 굉장히 좋고 다르긴 다르네요 요게 지금 아까 그거랑 가, 격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요? 어, 처음 소개드렸던 모델은 KY55라는 모델인데요. 네. 요거는 정확히 판매가가 45만 원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가 라인의 CDS550 main blunt 모델은 148만 원입니다. 하... 아, 그러면은 약 1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. 이 야. <laughs> 자, 그러면은 오늘 저에게 회사에서 선물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제가 바꾸서 이제 공개를 해드릴까 해요 앞으로 제가 쓰게 될 어, 그린 마우스의 제품입니다 약간 저도 좀 설레긴 하는데 무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를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증서죠 보통? 예, 품질 보증서입니다. 네, 품질 보증서. 자 이제 이 가위에 대한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겠죠